안녕하세요. 베리다의 노자열신 미친년들 안녕하고 사랑합니다. 오늘은 둥글레를 이용한 둥글레 밥과 둥글레 차 어떻게 만드는지 만드는 과정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? 무릎처럼 네, 만들어야 된답니다. 그래서 조금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만들 겁니다. 1시간 20분 1시간 20분 말리니까 약간 고슬고슬하니 습기가 좀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어, 살살 좀 볶아 보겠습니다 소쿠리에 담아서 햇볕에서 또 좀 말리겠습니다. 이렇게 소쿠리에 담아서 햇볕에서 건조를 좀 시킨 다음에 또 볶겠습니다.